손흥민 27, 이 소속팀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새 구장에서 치른 첫 경기에서 개장 축포 스와 올렸다. 손흥민은 4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스 타디움에서 열린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2018, 2019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 홈 경기에서 선발 출전의 후반 1. 0푼 결승골을 터뜨렸다. 이번 시즌 손흥민의 17호, 프리미어리그만 따지면 12번지. 호골이다. 이로써 손흥민은 2월 14일 도르트문트 독일, 와의 20. 18-2019 유럽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16. 강한 차전 이후 소속팀에서 이어진 득점 침묵을 드디어 깨뜨렸다. 특히 이 골은 이날 문을 연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나온 프리미어리그 경기 첫 골로 손흥민의 이름은 9. 장애 역사의 첫 장에 남게 됐다. 손흥민의 활약을 앞세운 토트넘은 새 홈구장 첫 경기에서 2-0으로 완승, 최근 리그 5경기 무승, 1무 4패 에서 벗어났다. 순위는 상위, 승점 64로 끌어올렸다. 손흥민은 4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스타 디움 뉴 화이트 하트레인에서 열린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2018 물결표 사인 2019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31라 운드 홈 경기에 선발 출격해 0-0으로 팽팽한 후반 1 0분 결승골을 기록 소속팀의 2-0 쾌승을 진두지휘 했다. (2월 14일) 보르시아 도르트문트 독일 와의 유럽 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UCL 16강 한차전 이후 약 2개월여 만에 다시 가동된 득점포이자 시즌 17호 프리미어리그에서는 12번째 골이다. 기나긴 침묵을 깬 골의 의미는 다른 부분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이날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대결은 새로운 안방에서 치러진 토트넘의 첫 공식 경기였다. 손흥민의 득점이 공교롭게도 토트넘의 색 출발을 알리는 개장 축포가 된 셈이다. 이번 경기에서 최전방 스트라이커 해리케인, 잉글랜드의 뒤를 받쳐주는 역할을 부여받은 손흥민은 중앙과 측면을 부지런히 오가며 팀의 활력을 불어넣었고 적극적으로 슛을 시도하면서 상대를 압박했다. 결실을 맺은 것은 후 반 10분 크리스티안 에릭슨, 덴마크의 패스를 측면에서 받은 손. 흥민은 상대 문전 한복판을 돌파하며 수비수를 제쳤고 곧바로 왼발 슛을 날려 볼레트를 흔들었다. 압도적인 공세를 펼치고도 골을 얻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 이 깨지자 사기가 오른 토트넘은 후반 35분 에릭슨의 추가 골로 만족스러운 승리를 챙겼다. 후반 추가 시간에 교체 아웃된 손흥민을 향해 6만 2천. 여홈 관중의 엄청난 환호와 갈채가 쏟아진 것은 당연했다. 손흥민은 토트넘 미디어 채널을 통해 정말 놀랍다 새. 경기장에서의 골은 아름다웠다. 클럽과 코칭 스태프, 팬들이 자랑스럽다. 환상적인 경기를 빛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선수라고 감격에 젖었다. 오랫동안 기억될 역사를 만든 손흥민의 득점에 힘입어 죄. 근 프리미어리그 5경기 연속 무승 1무 4패를 달리던 토트넘은 모처럼 승점 3을 획득하며 다음 시즌 UCL 출전 티켓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서 한 걸음 앞서게 됐다. 토트넘은 또 손흥민의 골이 나온 14경기 리그컵 F A컵 포함에서 전부 이기는 기분 좋은 징크스도 이어다. 다. 토트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아르헨티나의 보수적인 팀 운영으로 상대적으로 부족한 출전 기회를 받는 손흥민을 향해 최근 현지 매체들은 우려와 동정의 시선을 동시 배에 던졌으나 이날의 한 방으로 말끔히 씻을 수 있었다. 영국 공영방송 BBC 스포츠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손흥민이 환호하는 사진과 함께 마법 같은 골레라는 평가를 곁들일 정도로 실력으로 증명했다. 지난달 26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콜롬비아와의 A 매치에서 골 맛을 본 손흥민은 부담을 덜고 상승세를 잇 어가게 됐다. 더욱이 토트넘은 맨체스터 시티, 맨시티와 UCL 8강을 앞두고 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5승이 불가능해진 토트넘은 유시 대일 정상 도전을 노리고 있는데 다시금 불붙은 손흥민의 화력은 천군 만마와 다름없다. 우리는 드레싱룸에서도 옆자리를 쓰고 좋은 사이다. 나는 그가 좋은 사람이라서 그를 좋아한다. 토트넘 대 크리스탈 팰리스전이 끝난 후 믹스트존에서 만난 무사시 소코 사진 등호 이성무 기자 주요 뉴스 영상 피구 음바페는 호날두 호나우두의 열대 때와 동급 골닷컴 런던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 이성모 기자 등어 우리는 드레싱룸에서도 옆자리를 쓰고 좋은 사이다. 나. 는 그가 좋은 사람이라서 그를 좋아한다. 이번 시즌 경기장 안팎에서 손흥민과 좋은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시소코가 손흥민이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 첫 골이 주인공이 된 것에 대한 기쁜 마음과 그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손흥민의 골이 들어간 직후 가장 먼저 손흥민에게 달려온 선수가 바로 시소코였고 지난 안필드 원정에서는 시소 코의 슛이 불발된 후 손흥민이 그에게 다가가 일으켜 세우 며위로 하는 모습이 현장에서 눈에 띄기도 했다. (3일) 현지 시간 토트넘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리그 경기 가 끝난 후 믹스트존에서 토트넘 미드필더 무사시 소코를 만났다. 그는 이날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많은 매체들로부터 쏜 흥민과 함께 가장 좋은 활약을 한 선수 중 한 명으로 인정받았다. 주요 뉴스 영상 9월 5 1위 모드리 치 챔스 내 연속 우승 도전할 것 시소코는 이날 경기와 손흥민의 골에 대한 질문에 띄우며 아주 행복했다라고 입을 연 후 손흥민의 골은 경. 기의 첫 골이었고 선제골을 기록하는 것은 늘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서 나는 손흥민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는 드레싱룸에서도 옆자리를 쓰고 있다라며 손흥민. 은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그를 좋아한다고 덧붙였다. 또 손흥민과 함께 선보이는 핸드쉐이크에 대해서는 어느 날 그와 함께 만든 것이다 라며 최근에는 매일 아침에 또 경기하고 나서 그와 함께 핸드쉐이크를 하며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